sit, sit, down, wait. 누가 그러래? 누가 그러래? 부부. <laughs> Good boy. <laughs> 안 돼, 누우면 안 되잖아. 이씨, 어디가? 别难。 취소했는데 Good boy. Come here, boy. Oh yeah, oh yeah. 뭐? 가르쳐! 가르쳐! 가르쳐! <laughs> 엄마랑 산책 갈까? <laughs> 엄마랑 산책 갈까? 산책 갈까, 부부야? 산책 갈 거야? 산책 가고 싶어. <laughs> 산책 가고 싶어요? 산책 가고 싶어요? <sighs> 산책 가면 어디로 가야 돼? 어? 어디로 갈까요? 여보 산책 갈까요? 가자 산책하자 여보 엄마 산책하자 산책하자 <laughs> 어디가 이 자식이 수건을 내밀어 Schoolhouse